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, 슬슬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것이 바나다 제품인데요 쿠팡 가격으로 9,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제조국은 중국이네요 한번 내용물 한번 보실게요 네, 이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서 함께 준 리모컨을 한번 제가 배터리를 한번 넣어드리죠. 배터리도 같이 줬으니까 그 설명서에 보면 요, 요 안에 요런 이 사이에 배터리 양쪽으로 홈이 있는데 홈을 잡고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칼이나 어, 분명히 배터리를 라고 줬는데 제주 라인에서테스팅으로 껴놓은 걸 안 빼고 그냥 포장을 한 걸 수도 있고 네 배터리 하나를 그냥 얻었네요 이걸 켤 때 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한 30도, 30도 정도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앞으로는 아까 보신 대로 이게 다 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래 부분도 아래에다가 뭐 이게 길게 뽑게 되면 이렇게 서 있기는 하는데 불안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높이는 보통 이제 식탁보다 낮은 높이 정도가 네. 블루투스 리모컨은 여기 그 삼각대 홈에 싹 들어가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촬영 버튼으로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블루투스 기을 하겠습니다 일단 누르고 연결 됐습니다 누르게 되면 녹화가 시작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녹화가 끝나게 됩니다 쉽죠?